아저씨 누구신데요? 나? 티켓 파이터 Inc. 行くく 아, 아, 뭔가 알 캐치하자. 뭔가 알을 착용하고 캐치하자. 파이팅. 잘했다 응. 저는 그걸 제일 많이 주문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훈련을 많이 했고 난 너의 실력을 믿는다 발표해주세요 제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우승자는 태견의 최창희 군입니다. 아, 잘했어. 잘했어. 야, 씨. 아, 야, 씨, 물어, 이 새끼야. 잘했어. 일단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태견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이걸 발판으로 네, 더 열심히 수련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,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